하러 갑시다. 오늘은 크로스바 맞추기 대결을 할 것입니다. 진 사람은 생양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? 출발하겠습니다. 어? 내복이네? 아니, 바지도 축구장으로 갑시다. 텔레포트?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찾아자 가위바위보! 자, 현빈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냥 하나밖에 못 맞췄습니다. <laughs> 어,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.